고급진 느낌으로 가고 오늘 어떻게 하고 엄마랑 어울리기 여러분 엄마 머리가 다 됐습니다 셜록 원일성의 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알루 문점에 왔는데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머리를 막 고급진 곳에서 해보신 적이 없으셔서 제가 한번 이제 어버이날을 이제 맞이해서 효도를 하려고 소연쌤에게 좋은 부원장님이죠 좋은 부원장님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예약을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랑 함께 왔는데요 엄마 얼굴 나올 거예요? 모르겠네 <laughs> 뭐 오늘 소감이 어때요? 이제 곧 할 텐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laughs> 그럼 이제 도착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을 원해요? 그냥 나한테 맞는 엄마한테 어울리는 거? 나는 약간 고급진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진원 씨한테 물어보고 그때 약간 선배처럼 <laughs> 약간 고급진 느낌으로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난 <laughs> 사모님이니까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 밸런스가 많이 많나요? 어떤 밸런스? 항상 엄마가 그때 양쪽이 막 안 맞는다고 막. 아, 뜻시랑목떻이랑 네. 네,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어. 근데 지금 어, 하신 지 되셨죠? 네. 한 두달 넘었던 것 네? 같아요. 볼게요. 다른 말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어머니가 저거 직접 등장하신 적은 없죠? 있나? 뭐야? 어색하신 거 아니지? 그래 나와야 되냐고 그러니까 왠지 그게 느껴져 뭔가 경직되어 어머니가 여기 손목 있죠? 이렇게 잡아서 네, 그 가르마들이 무게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약간 자르다 보면은 양쪽이 같이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놓고 또 말리면은 약간 이제 자기 자르마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커트 할때 한 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심심해가지고. 예. 드라마 보려고요. 그래서. 아, 진짜? <laughs>

마지막 두 화 저는 남겨놓거든요 이미 완결은 났는데 저는 아직 안 봐가지고 빌렌즈 좀 보면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진짜 엄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기대가 돼요 엄마가 또 이렇게 머리 이런 데서 받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파마 하신 지도몇 년이 되셨고 진짜 예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가 소연쌤한테 항상 감사가 되고 음료수 <laughs> 사오셨어요 저 오늘 아직 샴푸를 안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샴푸 해야 돼? 네안 하긴 했는데 오늘 어떻게 하지? 엄마랑 어울리기 어? 엄마랑 어울리기 <laughs> 저는 여자 <laughs> 오늘 엄마랑 어울리기 음. 저 오늘 머리를 안 하고 와가지고 오늘 엄마랑 어울리게 머리 좀 하려고 드라이 머리 려고 <laughs> 엄마가 서현쌤한테 주시고 서현쌤이 저한테 줬 머리 지금 감고 있는데 어떤 거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잘될것 같아 잘될것 <laughs> 같아? 중간에 막푸들대던데 머리가? 그러니까 놀랬지 아, 엄마 내가 생각한 머리가 아닌데 <laughs> 엄마 그럴 것 같았어 원래 정리도 그렇고 머리 한 중간에 원래 그렇게 되더라고 진짜 사모님 머리 만드나? 아전 <laughs> 빠글빠글해져가지고 아, 되게 손이 많이 가네 난다 끝나는 줄 알았어 아까 근데 또 하네 이제 한 3시간 됐다 곧 끝나겠네 이거 하고 하면 은 하고 나서 아마 감고 또 이제 머리 마지막으로 커트하고 끝날 거예요 먹고 싶은 거 그냥 사줄게 오늘은 엄마 포항시켜드리는 날이에요 그래? 네? 나 아, 내가 사줘야 되나 아니야 내가 머리해줘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줘야 되나 <laughs> 먹고 싶은 거 없어? 생각해봐요 이 근처 음식점에 찾아왔다가 바로 꺼버렸어아 비싸고 받았어 그러면 드로이를 안 해도 앞머리는 제가 아까 길이를 또안 잘라가지고 네, 를 조금 잘라드릴요 네, 저는 잠깐 살 게 있어서 올리브영 가려고 나왔는데 우선 <laughs> 비가 오더라고요 우산이 없어서 그 아, 어떤 쌤한테 우산을 빌렸는데 핫핑크 핫핑크 <laughs>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아 역시 남자는 핑크죠 앞머리 지금 교정펌을 하긴 했지만 펌은 이제 너무 세니까 좀몇번 길들여야지 한번 더 그래도 많이 잡혔어요. 네. 예쁘지 않아요? 지금 약간 동기가이에요. 여러분 엄마 머리가 다 됐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너무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laughs> 다행이네. 가만히 있어봐. 예쁘네. 저희는 이제 어머니 머리 다 해서요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얼굴 모양이네 알게 됐어 오늘 잘 네, 먹을게 뭐, 네. 오늘 호강하네 제가 아, 원래 돈가스 느껴서 못 먹는데 오늘 음. 맛있어서 잘 먹어요 안 느껴요 다 먹었는데 좀 배가 고프네요 크로플이랑 치아바타 먹으러 왔어요 엄마가 또 크로플 처음 먹어본대요 네 이제 저희 오늘 이제 엄마랑 머리도 하고 밥도 먹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약혈을 보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행복했습니다 <laughs> 네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또 이제 저희는 또 수원으로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해